발톱을 빨리 데우고싶나요저기게그좋은네요 근데 이렇게 밤이 저는 다리를 끼워가지고 저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게 발집을 좀 늦게 태우고 좀 더 놀면 어떨까 이런 지금 벌써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괜찮아요 이거 어, 옛날에는 우리 마을이 한 60가구 정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60명이고 60가구 정도 살고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밥도 우리 어머님들이 다 손수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한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행사를 하면 달 이렇게 음식장만도 여기 붙이는 사람들이 에요 그러니까 오늘 막 소붙인 사람들이 밥도 했다가 밥만 안 해도 속으로 좀더 잘 칠 수 있는데 <laughs> 저기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 막이게한번서 하려고 하면 근데 근데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드셨잖아요 그 저녁 준비했던 팀이 있었어요. 그분들을 내가 어제 꼬셨어요. 오늘 밥 그쪽에 가서 일하면 내가 오늘 소부침을 한번 시켜준다고. 아, 전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달집을 태울 것인가 아니면 소부침을 약속대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대단한 고민이야 지금. 그러면 저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장단도 나는 잘 몰라요 솔직히 내가 인자복 뒤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쳐해야 되냐고 일단 지원대로 치래 그래서 좀 들려도 즉흥적으로 한번 쳐보시고 싶어요 네? 사람 놀고 싶다 이런 사람 없나요? 어, 10만 원. 10만 원. 아니 내 내고. 아니 내고 이거. 10만 원 내고. 아우 좋아 이거 이거. 좋아. 어? 장단은 제 맘대로.